세상에 자! 네! 오! 거기요? 여기는 페스타 촬영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페스타 이 조합은 레메디 레메디 제 문이 어디에요? 아 문을 정하면 된다고? 딱 보니까 이세훈 문 어, 오케이 oh 형! 왜 이런 거야? 야 이분이 왜 그쪽으로 가리냐? 아 보러 간다. 아니야 보러. 야 딜레이 딜레이. 형뭐 딜레이. 나 나 나나. 안돼 돼 안돼 돼 안돼 돼 안돼 돼 안돼 돼 안돼 돼 바꿔주세요 화면 좀 바꿔주세요 유난히도 반짝였던 서울 처음 보는 또 다른 세상 땀을 잔뜩 벤치 만난 어, 지금은 약간 이무에서 각자 멤버들이 무대에서 나와서 어, 여기가 어딘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촬영하고 을 있습니다. 저희는 사실 저의 방문에서 왔습니다 보여주는 게 빠를 거예요 저는 이과 사람 제가 거북이 먹었고 이분이 이제 토끼를 주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? 토크인드 그림을 그래서 뭐라 해 뭔지 모르는데 다시 들이다 자 테스트 한 장만 볼게요. 역산 역산 칠까 우리? 하나 둘 셋. 나만 한것 같은데. 남준이 형 저기 남준이 형 보러 가야죠 아, 역할을 안 해네 야이 자이 야, 야, 야, 야 근데 옆사가 뭔지 몰라? 야 저거 야저거좀 심한데 박장에서 하나 둘 셋. 가봐라 다리 웃다 내려봐라 이리 와봐 의자 의자가 많이 시끄러 아 스쿼트 열심히 하기 잘했네 형 스쿼트 자연스러운 자세 안 씁니까? 하나 둘 Let's rock and roll. k i n Kong, kick the drum,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. 그렇네. 더부터 더부터야겠다. 제대로로. 우리 태영 씨처럼 해서 아 저렇게 태형. 다리를 붙여야겠네. 다리 네. 붙여야 돼. 서로 붙여야 돼. 하나, 둘, 셋. 오야야야 오야 이거야 이거다 이거다 야야야 잘하네 야 이거지 남준이 남준 나야 남준이죠 자난 좋아하지 그래놓고 이런 거 골라 칭칭 형 진짜 앞머리 잘 말았다 반역대 나한테 어복 한국 전통 과자 중에 막 동그란 과자 있잖아요 그거 넣고 나한테 어 복구로 갈 거야 이랬어 끝나고 나는 네 이러고 딱 봤는데 버섯돌이가 <laughs> 이거 복구가 아니라 버섯돌이잖아요 <laughs> 야. 아니 아니 이거 진짜 배운 날은 나 너무 귀여운 게 한데 나 먹겠는데 나못 빼고 다 배우고 하겠지 세상이 빨개 보이는데? <laughs> 아니 왠지 옛날 한 70년대, 60년대 영화, 미국 영화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만져본 브랜드 중에 제일 부드럽다 그렇죠 강아지 같기도 하고 자 가자 <laughs> 오케이 갑니다 어우야 아, 어, 아, 아, 내 고관절 조심해 예. 고맙다 아 정말 형 살려주네 아, 마음 나온 듯한 작품으로 어, 그, 거 하나 갈까? 하나 오마 한 장만 예. 찍고 아니면 바로 빼면 됩 네. 네. 가라고? 어. 네. 네. 오케이. 자, 거, 네. 그 위에 네. 자, 자, 3단, 3단, 3단, 3단, 3단. 3단. 어, 네, 어, 아, 이번 페스타 촬영 끝났는데요. 어, 이번 올해 2020년 페스타는 특별히 더 특별한 페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. 좀 정신없이 좀 찍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또 이번에도 잘 찍은 것 같고요. 네, 우리 멤버들과 같이 웃으면서 촬영도 하고 뭐또 최종적으로 이 컨텐츠가 우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가는 컨텐츠니까 페스타를 위해서 또 공을 하나 준비할 를 거예요. 주제는 아미 너이고요. 제가 한 번도 이렇게 개인 자작곡을 공개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즐겨주시면 감사했습니다 항상 이 해마다 저희의 그 기록들이 남잖아요 페스타 덕분에 그팬 그 여러분도 좋고 저희도 너무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이 페스타란 그 촬영이 굉장히 어, 즐겁고 저희가 벌써 이렇게 7주년이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하지만 저희가 함께할 시간은 7년보다도 더 많은 14년 뒤, 20년 뒤, 30년 뒤에도 함께하고 있을 거니까요. 아니 여러분도 저희의 마음을 아시겠죠? 입으로 말을 안 하지만 전 지금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. 아미 여러분 사랑해요.